완성형 얼굴이라 평가받으며 얼굴 천재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눈부신 외모의 소유자 차은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은우는 1997년 3월 30일 생으로 현재 나이만 23세이며 본명은 이동민입니다. 현재 소속사인 판타지오가 제작한 웹드라마 To Be Continued에서 차은우라는 배역을 맡아 그때부터 예명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차은우는 어린 시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와 운동도 열심히 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차은우는 뇌생남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토론대회와 영어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 수상한 경력이 있고 전교 3등을 할 만큼 공부도 잘했으며 중학교 시절 전교회장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원어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만큼 영어 실력도 뛰어나고 중국어와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아스트로 멤버의 말에 따르면 차 안에서도 인강으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데뷔 전 KBS 도전 골든벨 800회 특집에 나왔을 땐 50문제 중 37번 문제까지 성공했고 1대1 0 0에서는 최후의 2인까지 올라갔습니다. 차은우는 공부뿐 아니라 운동 실력도 뛰어난 편인데요. 학창시절 농구부와 축구부 주장을 하기도 했으며 우승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SBS 예능 핸섬 타이거즈에서 차은우의 농구 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은우 본인은 어릴 때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어릴 적 사진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잘생겼습니다. 두시 탈출 컬투쇼에서 한 청취자의 말에 따르면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의 연예인이었다고 말하기도 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은우의 인기와 학교 생활 등의 증언들이 끊임없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차은우는 데뷔한 이후 레전드 흰티남이라고 불리며 아스트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집 때는 볼살이 약간 있는 귀엽고 앳된 얼굴이었는데 운동으로 2kg을 감량하면서 섹시함까지 더해진 완성형 얼굴이 되었고 2집 활동 때부터는 얼굴 천재라고 불리기 시작하며 차은우를 소개할 때는 얼굴 천재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게 됩니다. 날카로운 인상이 아닌 선한 느낌의 비주얼로 완벽한 외모로 인한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생기게 되는데요. 옆에 서면 못생겨 보일까봐 걱정이라며 걸그룹들이 기피하는 아이돌 1순위로 뽑혔고 배우 박유나는 도전 골든벨 당시 차은우의 옆에 앉았던 출연 영상을 자신의 흑역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트리플A 시상식에서는 아스트로의 무대에서 차은우의 도입부를 보고 감탄하는 아이돌들의 모습이 잡히며 화제가 되었고 2018년 MBC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는 촬영 때문에 프랑스에 갔는데 이탈리아 남성들이 차은우의 외모에 반해 사진을 찍어달라며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차은우는 자신의 신체 부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눈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은우는 중학교 3학년 학교에서 축제를 할 때 화장실에 가는데 지금의 소속사 판타지오 매니저가 캐스팅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차은우의 원래 꿈은 선생님, 검사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속적으로 부모님께 연락을 하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소속사 판타지오의 오디션이 있었던 일요일에도 학원 수업과 겹쳐서 오디션에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시간을 조정해 줄 테니 참가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디션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던 차은우는 엄마와 같이 데이트를 하자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판타지오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오디션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차은우는 2AM 노래 잘못했어를 불렀다고 합니다. 차은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판타지오의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4년의 기다림 끝에 아스트로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태몽은 시골 할머니 댁 마당에 갑자기 연못이 생기더니 황금 인어를 안아 올렸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태몽은 이틀에 한 번꼴로 꿈에 인삼이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차은우의 아버지는 평소에 엄하지 않고 유머러스한 분이신데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무섭게 혼내셨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동생과 싸운 적이 있는데 아버지께 크게 혼나고 발가벗겨서 주차장으로 내쫓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차은우와 동생을 엄하게 키우신 편인데 현관문이나 전화기 밑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와 너 자신을 알라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도 칭찬을 잘 안 하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그게 좀 서운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차은우는 동생과 우애가 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트로 멤버들 말에 따르면 차은우보다 얼굴도 작고 키도 크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학을 갔다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은우는 피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감기에 걸려 아프면 엄마가 피자를 사주셨는데 그걸 먹고 항상 감기가 나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플 때도 죽보다는 피자를 먹었고 연습생 시절에도 공원에 숨어서 몰래 피자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냥 굶는 편이고 새벽에 배가 고플 때는 일어나서 냉장고 주위를 어슬렁 어슬렁 거린다고 합니다. 차은우는 연습생 시절 KBS 뉴스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강동원 송혜교 주연의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건강한 아름 역할로 첫 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판타지오가 제작한 웹드라마 To Be Continued와 네이버 TV에서 방영한 My Romantic Some Recipe에 출연했습니다. 2017년엔 KBS 드라마 최고의 한방에서 조연 MJ 역으로 첫 지상파에 출연했고 옥수수에서 방영된 웹드라마 복수노트와 유튜브 오리지널 웹드라마 Top Management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쌓아갔습니다. 2018년엔 JTBC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에 출연한 차은우는 도경성 역을 맡아 연기했으며 2019년에는 신세경과 함께 MBC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에 출연해 주연을 맡아 호평을 받았습니다. 야옹이 작가의 웹툰 여신강림은 드라마 제작이 확정되면서 가상 캐스팅이 큰 이슈가 된 작품인데요. 차은우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인공 이수호가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싱크로율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촬영 예정이었던 한 고등학교에 공지문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차은우는 절대 오지 않는다. 그 정도로 우리 학교는 시골 학교다. 차은우 생각 말고 발등에 불 떨어진 시험 공부나 열심히 하자. 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팩트 공격으로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차은우의 키는 183cm이고 하체가 발달한 편이라서 바지를 사면 허리는 남는데 두꺼운 허벅지와 엉덩이 때문에 옷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아스트로의 뮤직비디오 촬영 중 뛰어내리는 장면에서 세트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차은우 엉덩이에 못이 박히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엉덩이 살이 많아서 피만 좀 나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차은우는 예능에 출연할 때마다 출연진들의 정보를 적은 노트를 들고 다녀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정글의 법칙에서는 출연진들의 사전조사와 함께 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와서 차파고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차은우는 장보대가 심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자다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기도 하고 눈을 감은 채 소리내어 웃기도 한다고 합니다. 차은우는 슬럼프를 극복할 때 카라 던컨이나 해리포터 등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처음 연애를 해본 건 고등학교 때이고 고백을 못하고 짝사랑만 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FT 아일랜드의 팬이라서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차은우는 겁이 많은 편이고 리액션이 좋아서 아스트로 멤버들에게 장난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SBS 예능 집사부 일체에서 VR로 놀이기구를 체험하는데 재밌는 리액션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줬습니다. 차은우는 강원 산불 피해와 코로나 피해를 돕기 위해 기부를 했고 이전부터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며 어린 나이에도 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